목적도요 아 오늘 거기 가는 날이구나 네 지금 인천항 도착했어요 어? Facing at a photo they'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battles happen

thank you 똑같아